음, 안녕. 잘 지냈습니까? 진짜 오랜만에 브이 라이브를 켰네. 지금 숙소입니다. 유대장 너무 오랜만이야. 방구 닮았다고요? 저 방구 닮았어요? 안 닮았는데? 당신은 지옥에서 온 치와와입니까? 아니요? 어머 자기야 베개가 몇 개야? 내가 진짜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내 방에 베개가 몇개 개? 여섯 개 있어요. 여섯 개. 하나, 둘, 셋. 왜 그렇게 많냐면요. 처음에는 베개를 시작은 하나로 시작했어. 하나로 시작했는데 아, 뭔가 침대가 커졌는데 베개가 하나가 있는 게 보기가 좀 아쉬운 거예요. 두 개를 해야겠다. 하나를 더 샀지. 근데 베개가 뭔가 안 맞았어 나랑. 어? 템퍼 베개를 선물을 받아가지고 템퍼 베개를 받으니까 3개잖아. 할수 있는 게 불안정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짝수로 4개로 맞추자 해서 4개가 됐었어요 갑자기 프린팅이 되어 있는 이 베개를 갖고 싶은 거야 최근에 2 개가 더 와서 지금 여 개가 있어요 야자 땡땡이시다 걸릴 것 같은 우주소녀 멤버는 백시 언니, 설아 언니입니다 겨드랑이에 주사 맞은 소감은 너무 간지러웠어요 따끄 목적어 수치를 촬영할 때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나랑 설아 언니 되게 서로가 의사 가운 입은 거 보고 야 진짜 의사 같다 언니 진짜 의사 같아요 막 이랬는데 그걸로 보니까 웬걸 되게 한참 이렇게 병원 놀이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이러다 오늘 좀 예쁘다 음. 하루 이틀이야? 입 아프게 뭘 그런 말을 해 목소리 합격 커버 공약 20만원 셀카 푸는 거 약속 지켜주나요? 셀카 아니고 증명사진 아니었나요? 어제 트위터 보니까 네 키에서 160cm 빼면 이라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해? 진짜 이런 질문 악질이다 진짜 악질이다 그렇게 안 받는 하길래요너 진짜 10초 가지고 되겠어? 후회할걸? 멤버들 중 누가 제일 간지럼 많이 타요? 저는 제일 안 타는 것 같아요 여름이가 진짜 간지럼을 잘 타거든요 여름이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막 간지러워 가위 왜 들었냐 앞에 진짜 웃긴 게 내가 가위를 샀다? 근데 이 가위를 못 쓰게 못 움직이게 가위가 필요해서 샀는데 가위를 써야지만 이 가위를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모순적이야 그래서 내가 <laughs> 이거 가위를 앞에 두고 가위가 필요해서 샀는데 가위를 쓰려면 가위가 필요해? 어떡하지? 인생이란 무엇인가? 유다야 재즈가 뭐라고 <laughs> 생각해? 이거 그거 아니야? 멤버 중에 누구 향이 제일 좋냐고요? 제일 이거는 모든 멤버가 다 똑같은 얘기할 것 같아요 다원이가 향이 제일 좋아요. 신기해. 다영이, 아 다영이? 다원이. 나 어, 뭐라 그랬지? 어떡해, 정신이 없나 봐. 콘서트 때 다원이네 언니분이 오셨잖아요. 근데 다원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향 좋은 것까지 똑같아서 너무 신기했어. 다영이랑 하는데 왜 기겁을 하냐고요? 다영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말을 자꾸 2020년 기준 우주소녀 최애 수록곡이 뭐냐고요? 저 원래는 펜터마임이 최애 수록곡이었는데 그거 아시죠? 괜히 한번 무대를 보여드리고 나니까 수록곡으로 뽑고 싶지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볼게요 언니 baby face 진짜 너무 귀여웠어. 최근에 빠진 노래인데 무대로 해서 좋았어요. 돈터치 너무 좋은. 누가 트월킹이 더 귀여워. 그 되게 섹시한 춤 아닌가? 루다트 일본 뉴스에 나왔어요. 요즘 유행이래. 대패 때 엑시 추임새 들었어? 나 그게 나갔을지 몰랐잖아요. 이거 진짜로 방송 나간 거예요? 그치 만든 거지? 난 그게 진짜 나간 줄 알고 깜짝 놀랐어. 그거 어째 방, 방송사고 맨날 연습실에서는 그렇게 장난치긴 했는데 앉아라 이거 빨리 립스틱 바르지 않았지? 아 발라 <laughs> 이게 안 좋아 볼터치하지 않았지? 해좀 보다 러시아어 할 줄 아나요? 감사합니다 알아요 해도 돼? 누나 대학 CC 어떤 거 같아요? 소문으로 들었는데 CC는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안 좋은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막 아, 댓글에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 안돼 하지마 왜 그러는 거지? 멤버끼리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고 생각해보라고요? 그런 느낌인 거야? 너무 불편하겠다 나 확 이해됐어 멤버끼리 사귀었다 헤어졌다 배고파! <laughs> 배고프면 난폭해진다 메모 지금 이런 모습이 약간 지옥에서 온 치와와 같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난 치와와 같... 난내 취향 아니야 치와와 나는 치와와보다는 차라리 광고가 나아 전 세계 치와와에게 사과해드립니다 하지만 내 취향도 존중해줘 배고픈 치와와에게 밥을 주자 치와와 아니라고요 피부 좋아지는 법 알려주세요 1번 수빈 언니나 은서처럼 타고난다 이건 돈 언니 더블랙 하고 싶어요? 내가 진짜 느꼈는데 내가 더블랙 하잖아? 되게 띠용일 것 같아 이런 퀸덤 아우라 할 때 되게 멋진 막 이런 걸 했어야 됐어요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음, 루다씨 약간 표정을 조금 더 시크하게 해도 될 것 같다 난 분명히 되게 시크했는데 비웃으면서 했거든요 이렇게 비웃었는데 아닌데 하고 모니터를 봤는데 내가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보면서 야 너 왜 웃어? 쪼꼬미 음. 보고 싶어요. 잘 어울릴까? 그래 쪼꼬미가 키가 작아서 쪼꼬미가 아니라니까? 주머니에 딱 넣고 싶은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솔직히 보나 언니 의 주머니에 넣고 싶어요? 솔직히 조정들이 보나 언니 주머니에 들어가고 싶잖아. <laughs> 응? 그래 안 그래? 루다 peace 해줘요. 루피스 근데 이게 포인트가 있어. 약간 이렇게 언밸런스여야 되고 꼭 이렇게 피면 안 돼. 호수풍뎅이 같아요 루다야, 아우랑 휘파람 한번 해봐 어? 쭈빼기 잠깐만 그게 인생에서 중요한가요? 우리 언니 바보 아니다 라고 누가